What is up guys and welcome back to a brand new video on this beautiful, beautiful, beautiful channel with only beautiful people watching again. Guys, we are watching today the August D D2 mixtape interview. I had no idea that it was uploaded. It wasn't in my, in my subscription box for some reason. I'm really mad. So also with my channel, be careful and activate the bell guys as I did here um, to get all the notifications. Sometimes it still doesn't work, but just to make sure, activate the bell and... Um, yeah, now let's see. I'm, I'm really I'm really grateful and I'm really thankful for Big Hit promoting the mixtape with a making of and an interview. Um, that is really cool. So let's see, guys. 자, 셋, 둘, 하나. Ooh, 안녕하세요. hello. D2로 돌아온 어거스트입니다. Ah. You can see my whole D2 playlist, by the way, in the uh, information card if you want to see my reaction to a certain song. 그냥 9개월? 이만 yeah. 작업 It was really long 그냥 좀 작업하는데 좀 재밌었어요 이거 특히 음. 원래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좀 really? 마지막에 좀 열심히 Oh, I didn't know that 되게 한 단계 좀 발전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네, 믹스테이프입니다. 음. 조금 좀 빨리 내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거의 한 근 4년 정도가 걸릴 지는 몰랐고 빨리 내려고 했는데 뭐 순서도 있고 또 뭐 제가 워낙 좀 많이 채워가지고 내고 싶었어가지고 yeah. I mean it's perfect and you can see that 그랬던 게 제일 큰것 같아요 yeah. 아대시타는요그 임금이 이제 움직일 때 나오는 배경음악 같은 실제로 대시타 음악을 샘플링 해가지고 라인들을 만들고 했던 오. 그런 곡이죠. 근데 삼각적으로는 그냥 재미있는 곡이고 이제 yeah. 저 나아가서는 이제 뮤직비디오에 되게 공을 <laughs> 들여가지고 yeah, 시각적인 것도 만족하는 그런 뮤비, 그런 곡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음. 어, 되게 시나리오도 처음 콘티 짤 때부터 미팅도 많이 <laughs> 감독님을 많이 하고 oh, okay. 원래는 되게 미니멀하게 찍는 거였는데 아난 무조건 무조건 타격색 자기가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yeah. 이제 이 시나리오 나오고 well. 또 이제 부분부 so 수정하고 wow. 또 이제 제가 원하는 씬들이 있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좀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일단 곡분위기랑 너무 좋았고 so <laughs> 제가 제가 사극에 어릴 때부터 좀좋아했어가 예, 제가 이제 이제 뭔가 이 동양적인 라인들을 쓰는 곡들 많이 썼었는데 yeah, 앞으로 그런 곡들 좀 덜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 마침표를 찍어보자 라는 생각에 좀, 좀 뮤비도 그냥 찍게 되었어요 네. 음. 사실 그냥 비주얼적으로 그 비주얼적으로 제 예쁘게 It was really, it was really Especially like the, the sword scenes But also the ending with the head movement I know what he's talking about. The music video is great. Really good. 이제 흉터라든지 이런 것도 다 yeah. 원해서 한 거고. Oh. 그러니까 I like that he's so involved in the music video. 항상 그 전에 작들에 비해서 좀 반전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이 대비되는 것들에 대한 재밌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가지고 특히 뭐 사학세 취향인데 현대적인 옷을 입고 차 드리프트를 한다든지 oh, yeah. 같은 흉터를 가졌지만 이제 금발인 왕이 있고 그 찾으러 가는 또 다른 어거스티가 있 그래서 상반되는 거에 되게 재미를 oh, 많이 느실 yeah.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컨트롤 짤 때. I like that too. 그냥 딱딴거 없이 그냥 예 하고 고개 딱 들었을 때 좀 충격적이었으면 좋겠었어요. <laughs> 그냥 이 세트장이나 이런 것들이랑 완전 좀 상반되는 느낌의 그냥 비주얼적으로 들었을 때확 했으면 해가지고 다이어트 되게 열심히 I did go wow. I did. 건무를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연습하는데 좀 꽤나 고생했어요. 검 자체도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고 yeah, they are 실제로 heavy. 그 제품을 really 이제 준비할 때 제가 이제 검을 리스트를 한국 한국 환도 이제 환도라고 하는데 이제 조선 환도를 한 20개 20개 정도 링크를 모아가지고 음. 보냈어요. 이중 골라달라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명인이 만든 이제 반도를 Oh, 사용을 하는 cool. 아 무거워서 진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So 나를 안 u s like 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새로운 걸 하는 거는 어, 특히 이번 걸 Yeah. 준비하면서 좀 이번 믹스테이프 준비하면서 되게 재밌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Yeah, you can see that and hear that. 그리고 이번에는 다, 다 신경 썼던 것 같은데 데시타는 너무 빨리 나와가지고 저거는 뭐 사실 크게 걱정 음. 안 해서 듣고 요즘 들어 되게 좀 자주 듣고 좀 마음에 드는 곡은 이제 사람이라는 곡 People, 네. yeah. 네, 사람을 요즘 최근 많이 듣고 I mean all songs are so good on this mixtape. 그래서 이번에 되게 주제로 되게 다양해가지고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어거스트 D라는 믹스테이프는 되게 과거의 이야기들을 좀 주로 했다면 지금 것들은 다 현재를 yeah. How he's dealing with the past. 그래서 다 믹스하고 마스터하고 있는 중이라 다 마음에 들긴 해요. <laughs> 첫 번째 트랙 이제 저 달이라는 <laughs> 트랙에 벌써 뒤에 그런 가사나요. verse one은 정말 빠르게 나왔는데 또 벌써 2는 진짜 쥐어다 yeah. 쥐어 짜도 안 나온다고. I like that he's talking about it. 다들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벌스 너무 잘 나왔는데 그 다음 verse는 안 나오고. Set m 라는 인터루드로 들어가는 곡인데 그거는 제가 성으로 노래를 해요. 근데 I really like that guys and he can sing. He needs to sing more often. 보컬 스타일이 아니고 아예 그냥 그냥 처음 시도해 보는. Really, it is different. Yeah, it is different, but good different in a good way. 어 그거는 좀 재미있었어요. 녹음을 yeah. 하는데도 다 다 제가 녹음을 했거든요 이번에는. Oh really? 제가 혼자 녹음을 했는데. That is also 다양한 cool. 시도도 해볼 수 있고 되게 재밌었어요. 아 있죠. 왜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 이번 거 다시 작업하면서 전 거를 엄청 들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보완할 점들을 많이 different. 개선을 했죠. 그 너무 강강강강 그때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해도 이제 그렇게 내고 못하죠. 음. 근데 이제 되게 좀 많이 비교하면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는 좀 현재 저를 좀 많이 He's yeah, that is a really personal mixtape. It is so personal, and I'm still so, I don't know, so happy in a way that he opened up so much. 담았죠. 거의 지금 이야기밖에 없어요. Yeah, 그래가지고 a really personal 뭐랄까. mixtape. Really, really personal. 제 지금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야. Definitely, yeah. 나 곡을 쓸 때 멜로디 모발에서는 쪽에서는 교야지 나와요 그냥 아 누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스타일 누가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나, 나오고 못 찾으면 제가 노래를 하죠 근데 이번에 뭐 너무 많은 분들이 <laughs> 참여해주셨어요 Yeah and I'm so grateful for that It's so cool 감사하고요 리화씨 너무 감사하고요 넬 형님들 너무 감사하고 그 맥스 지금 맥스 아, 감사하고 I'm so happy that Max featured on this 완성시킬 수 있는 만든 미스테이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의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만든 음악이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제 해외 이제 음원 플랫폼에는 올라가지만 음. 무료로 공개가 되는 이제 on SoundCloud, right? 어 그냥 you can listen to them on SoundCloud too. 그냥 즐겨주셨으면 해서 곡은 너무 많이 써놓는데 아 이번에 뭐 다 털을 다 털어내긴 했다 이제 <laughs> 계속 새로 곡 다 써야 돼요. 근데 I like that. 아 이런 음악도 하는 친구구나. 그리고 또 또 할 수 있는 말이 정말 많은 친구구나. 그, 그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보내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리고 그냥 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We did, we did. 28살 어거스트 뒤에 기록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음, 제가 지금 4년 전 2016년 8월 16일날 했던 건 2016년에 나왔었죠. 이번 2020년 5월에 나오는 이 D2는 28에 업었습니 음, so it's current self. 되게 The journey. 생각과 같이 시간이 바뀐 것도 비교해 가서 비교해 가면서 되게 지금 재밌을 것 같아요. Definitely. The way he has grown 어, as 정말 human. 그냥 뭐 자기 만족 그 순전히 팬분들을 위한 음악이니까 그냥 듣고 마음껏 즐겨주셨습니다. Yeah, the mixtape is so good. 팬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 일찍 못 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었어요. 솔직히 저도 빨리 내고 싶었고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도 들어서 좋지만 저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해서 또 좋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다행히도 운 좋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Yeah, you did your best. 때문에 It's, it, the 네. mixtape is so good. 없습니다. 또또몇년 뒤에 또 또 <laughs> 다음 거를 만들 때 또 찾아듣고 있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미래에 네. 나 이게 제가 만든 음악들이 다 미래에 저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Oh yeah. 편지 쓰듯이 미래 True. 나에게 편지 쓰듯이. He's writing letters from s e l f m I like that statement. 몇 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수 아무 아무 모르겠지만. Nobody knows, right? 그때 또 But when the right time comes, he's back. That is true. Wow, that was a cool interview. That was a cool interview. Hmm. You got some thoughts on that too, of him. I really enjoyed that. Because, like I said in my reaction videos all the time, Jungi is so, like, such a thoughtful person. And I like his his views and his insights on some some things a lot. And I could, honestly, like, he could talk about anything and I would listen carefully and interested to him and his thoughts. And um, it is cool that he's talking about his music in that way. That is like a letter for him that he can read kind of um, the next few years and can see how he as a person has grown or changed. That was a cool interview, guys. That was a cool interview. And uh, again, as I told you guys, I really, really enjoy that um, Big Kid is promoting it so well, in my opinion. Nice. Okay, guys, that was it. Uh, if you enjoyed this, leave a like. Don't forget to check out my D2 playlist. Also, don't forget to smile today. Have a beautiful, wonderful day. See you soon. Shoutouts to Chris and also to Brittany Allison.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ing my Patreon. That was it.